네, 둘, 셋. Get c l 안녕하세요. 크래비티 민희. 형준, 태영, 성민입니다. 와. 네, 저희가 이렇게 뷰티풀 2호로 화보 촬영 현장에 왔는데요. wow. 네, 저희 의 색다른 모습은 뷰티풀 2호로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안녕. 안녕. 많이 기대해주세요.